안녕하세요 벨림입니다 어, 기변했습니다. R3로 바꿨습니다 2019년형 R3입니다 아 너무 저 20년 거 박스 깔아보는데 어, 20년이랑 좀 다른 게 이런 decal 있는 부분이랑 이거 쇼바가 front 쇼바가 금색이 아니라 2020년은 검은색이더라고요 거의 신정 상태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녀석 가지고 조금 이것저것 재밌게 다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능멸된 별림 유튜브 기대해주세요